소리는 물을 정말 블루 쓰니까 너무 우리 사기꾼 같아 안녕 어디 가지? 평창 평창 진부? 평창 네. 카메라 평창에서 보자 카메라? 아 카메라 <laughs> 내가 눈치 챙겨 <laughs> 아직 안 끝났어 오야 근데 진짜 아, 좀 haven't touched the ground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공주들 여기 봐 안녕 나무 한 그루가 딱있네 간신하잖아 간신하는 과정 해볼래? <laughs> 간신하는 과정? 그런 거 있잖아 바람의 치킨을 <laughs> 그래 자연을 찍 수호천사에 수호천사 야너 바다를 다스리는 어, 바다를 바, 다스리는 무, 물을 다 <laughs> 자연을 지키는 수호천사 바다를 다스리는 물의 장령 블루 너희를 사랑한 러블 뜨리겠어 떼떼 진짜 맛있는데? 사가고 싶은 이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사가고 싶다 내가 되게 싫어 싫어 맛표현 여기 이거 맛있다 난 그거 같았어 옥수수 빵이라 어어어. 이제 퍽퍽한? 그거 생각했는데 괜찮다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아니 들어가는 뭐 했니? 세상에 상여자다 상여자 이거 약간 볶음 같지 않아? 응. 하나의 요리가 됐네? 그냥 볶아 볶아 <laughs> 그러다 볶아 어. 듣고 있는 <laughs> 이은아 씨 고기 장인 고기 장인 고기 장인 붉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장인의 눈빛입니다 Justify the motion, love it. 우리 볶음라면 라면 볶음라면 짠 <laughs> 수고했어 많이 달진 않다. 응. 어때? 네, 너, 너넌 별로지. 쓰어. 없어? 알. 맞아? 알. 알, 잘, 딱, 깔센. 깔센. 깔센. 알, 알아서. 알아서, 잘, 잘해서. 알아서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듣는 말.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그래, 디자이너한테. 알아서 잘. 알아서 잘 해주세요. 알아서 잘. 딱. 딱. 딱. 깔, 깔, 깔 맞춰서? <laughs> 깔끔하게. 어. 알아서 잘 깔끔하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한. 딱깔 세라고? 센, 센. 센, 센. 스 있게? 오케이. <laughs> 어, 신세대야, 신세대. <laughs> 알아서 잘딱 깔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2층입니다. 뭐가 있나요, 이현 이불도 없어요. 와, 이불도 아, 없어요?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한번 저희 뷰좀 볼까요? 뭐라고? 요즘 따라라라라 아니야 뭐라고? 빠밤. 빠밤. 외부에서 문을 닫으면 자동 잠금이 되어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닫지 말아라. 인형이 밀어버린다. 네. 어 여기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와멋있 아, 저희는 주차장뷰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수영 타는 거야? 어 뭐야? 우와 셀카 출신이헐 윤희들 여기 썰 매장도 있어 근 뭐야 바로 산이네? 우와 아, 아침 이쁘겠네 여기 노을 봤으면 진짜 이쁘겠다 조식 먹으러 갔다 올게요. 넌 무야호 해줘. 무야호. <laughs>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 you rhinestone fraud. memories.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spent a single night in jail, then get another job and I'll see you in hell. 느끼신 상태에서 출발하실 건데 브레이크 잡아주세요 팔피고 뒤로 기대시고 브레이크요 네, 출발하실게요 네 당기면서 천천히 오시고 발정 한 풀고 내려올게요 가세요 가세요